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네, 저희 위클리가 지난 1년 동안의 컨텐츠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저는 입부장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1년 동안 사진들, 그동안의 많은 사진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laughs> 먼저 데일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아. 사진들을 리뷰해볼 건데요. 음. 수진언니 아, 내생각이 아, 아, 사진. 내 네, 생각해요. <laughs> 사진도 맞아. 사진이었는데 멘트가. 어멘트 맞아요 멘트도. 생각해요. 내, 네, 네, 생각해요. 아니 이게 멘트도 멘트였는데 찍어준 사람이 좀잘 아, 아, 아. 찍은 게 아, 닌가 근데 너가 찍었죠. 맞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킬링 포인트는 예, 예. 지안이의 예. <laughs> 파우치입니다. 맞아제 파우치예요. 어, 되게 시선 파우치. 아. 하는데 갑자기 머리를 막 묶더니 혼자 만든 사진을 막 찍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이때 스케줄 끝나고 오늘 셀카 찍고 싶은 날이네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으이라고 멘트를 써서 올렸는데 이거를 데일리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이가 음, 셀카 요즘에 빠진 게 어둠에서 아, 맞아요, 맞아요. 어둠에서 조금의 빛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조금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음. 얼굴이 빛나니까 음. 맞아요 얼굴이 아. 빛나니까요 네그 다음에 어! 아, 아 유명하죠. 아, 너무 귀여워. 이거가 그때 어린이날. 어, 어린이날 때 올렸던 사진인데요. 이게 반응이 폭발적이었군요. 귀여웠어. 어떻게 애기가 얼굴이 저렇게 또렷하지? 음. 제가 맨날 자고 닦 깼을 때 맨날 귀엽다고 만지거든요. 맞아요. 그럼 항상 보조개를 익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진짜 귀여운 게 얼굴 귀마개를 했는데 얼굴이 귀마개 맞아. 크기가 똑같아. 크기 똑같아. 이것도 같이, 방금 같이 사진이랑 공개 같이 네. 공개됐었던 네. 사진인데 비하인드가 주로, 있나요? 주로 비하인드 설레는 게 손목시계예요. 아 <laughs> 손목시계에 얽힌 사연이 있나요? 어 손목시계 아마 어린이날 선물로 받은 것 같아요. 사연이 있네. 아 이때 라푼젤 보고 밑에. 어, 기억나. 기억나요. 로페 음료 콜라인가요? 콜라인 것 같아요. 와, 수진관. 아, 아. 필름 카메라 열풍을 맞아요. 수진 언니가 필름 카메라를 음. 진짜 잘 찍는데 그 아, 감성이 있더라고. 어, 이거 너무 잘 나왔어. 어, 이때 이때 그 그날이다. 되게 맞아요. 첫사랑 어. 느낌. 당신은 나의 언니 약간 부끄러워한다. 또 이게 필름 카메라로 찍고 다 같이 사진관 가는 거 그것도 맞아. 재밌다. 음, 맞아. 가서 맡기고 기다려. 맞아요. 오늘 어, 가자. 아, 이거 아, 이거는 진짜 다 모으면 100장 넘 100장 넘을 거예요. 우와 모음도 있어요 여기 또. 저는 지윤 언니가 치통 포즈 안, 이 포즈를 안 하고 찍은 사진 본 적이 없을 음, 정도로 맞아. 언니가 항상 이러고 찍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혹시 와 이유가 뭐예요? 근데 항상 왼쪽 볼만 가리고 응. 어, 왼쪽에 그러게. 있는 점을 항상 가려요. 아, 근데 그러네. 내가 이 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의도적으로 가려. 진짜 다 아, 왼쪽만 하는구나. 볼살이 많은 타입. 거기를 가리는 이유가 있다면? 아니 내가 약간 이렇게 찍었을 때 사실 잘 나오더라고. 아니 음. 먹이 주머니가 혹시 거기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 아 먹이 주머니 보호하는 거예요? 아, 아, 아, 아 네. 혹시 누가 이래? 저예요. 지금 누가 뒤에 이런? 아니 이때 뒤에 언니랑 같은 했다가 난 이만 일어나야겠다 했다가 일어나다 일어나다가 아 네. 아, 근데 음악 중심이네 맞아요 맞아요 어, 한 번쯤은 전 지윤 언니가 오른쪽도 해줬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요 이쁘잖아 오른쪽도 하시잖아요 네. 저는 예쁘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매력점이 얼마나 매력점. 매력 있는 음. 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이쁘장 부장님 저희 위클리 사진에 대해 총평을 남겨주신다면? 1년 전 사진이랑 지금 또 비교했을 때 보니까 멤버들이 또 큰 느낌이 있고 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훈 언니는 이제 앞으로 오른쪽을 해주는 것도 음. 한번 보고 싶다는 총평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개그부장인 제가 최강 틱톡 컨텐츠를 뽑아라. 아. 지한이와 친구들. 와. 오이가. 아 이거. 대박. 저 이거 슬리퍼 손에 끼고 이거. 대박. 아 우리 이거 되게 열심히 맞췄었어 기억나? 데뷔 전이니까 영상 컨텐츠도 그렇고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날 뭔가 그 개개인별로 본인 특색에 맞는 컨텐츠를 찍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렘들이 다들 있었어가지고 음, 뭔가 촬영장 분위기가 되게 설렘과 이 행복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맞 햄조에게 뽀뽀를 시도한 어. 송 아, 이거는 난 저렇게 웃는 게 너무 웃겼어. 근데 이게 원래 평소에는 두 분 반대잖아요. 이쪽이 이쪽한테 아 이렇게 하면 안 보이시겠어. 이쪽이 이쪽한테 시도를 많이 하는 타입인데 소니이가 많이 노력했네요. <laughs> 소니는 나한테 뽀뽀를 안 해줘. 음 맞아. 나한테만 안 해줘? 아니 아무한테도 아 나한테 너무 많이 해. 그지? 나한테 굿모닝 뽀뽀도 해. 저한테 진짜 나 깨워준 적 있잖아. 어, 최근에. 어, 뽀뽀 많았데너 꿈꿨구나. 아니야. 내가 이런 꿈을 왜 꿔? 좋아해 꿈파. 아, 꿈파 티시. 생에 올라. 분위기 빠질 때면 표정이 많은데. 이거 NG가 한 10번 왔어요. 강딸기! 가훈아 가훈아 이때는 컴퓨 파티시엘 안 보면 약간 상종을 안 했던 시대였어요 암딸기 저는 다른 곡 앞으로 두 분과 함께하지 어. 않겠습니다 젤리 파티시엘 아! 근데 이게 또 막내 라인만 찍었네요 보니까 저, 저기 저희 왜안 찍는 거죠? <laughs> 귀여워 귀여워 저죄송 굉장히 약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이러니까 못 찍잖아 다들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다들 맞아요. 우리 틱톡에 좀 특화된 아이돌들. 음, 맞아요. 좀 왜냐면 우리가 좀 빠삭하잖아요, 새로운 맞아요, 트렌드. 맞아요. 그리고 나는 그것도 좋아해. 지금 네. 찍은 틱톡인데 나는 나는 나는 아! 야 나 그거 아니 난 무한반복 진짜 많이 봤어. 그 영상이 그냥 한 시간짜리인 줄 알았어. 스테이지 브레이크 스테이지 브레이크 때 지호가 딱 양갈래 하고 그센 메이크업 하고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한 번 보면 한 시간 본다니까요. 그 진짜 많이 봤어. 지호가 왜 지한이와 친구들이었는지 알것 같아요. MVP. 이거 약간 개그 부장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지연이랑 친구들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친구들이 있었기 아, 때문이에요. 훈훈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네 친구였어? 네, 다음 컨텐츠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엔 바로 모델 부장 접니다. 저희가 데뷔 후 1년 동안 많은 화보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화보 비하인드들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데뷔 전 첫 화보 에스타일에서 음. 지금 대박. 아, 우와, 와우. 왜 이렇게 애기? 왜 이렇게 애기야? 네. 우와. 네, 너무 재밌었어. 저는 그 실제로 이 에스타의 화보를 샀어요. 저기 나와가지고 음.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웠어 <gasps> 이번에는 우리 세 명의 멤버가 지키와버를 처음으로 찍으러 아. 갔었던 아그 현장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멤버들 말로는 거의 메이크업 안 했다고 했었거든요. 음 헤어랑 메이크업. 그때 민낯이었다고. 음. 네. 근데 진짜 예뻐요. 좋아할 레전드 그잖아. 아 맞아요. 이거 이거 아니야? 아. 어? 공공에 힘 풀려요. 어? 어? 뭐야? 어한지막 이래. 어어수지언막 저 모델 부장으로서 수진 언니 칭찬하겠습니다. 아 입술을 깨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거든요. 입술을 깨물었다? 과감한 도전이죠. 한번 깨물어주면 안 돼요? <laughs> 마지막 영상입니다. 마리클레르. 마리클레르. 마리클레르 아. 비하인드인데 만막주가 처음으로 맞아요. 처음으로 이제 하고 마리클레르를 촬영했어요. 그럼 잡지에 씹는 음. 아 약간 이때까지 찍은 느낌이랑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음. 맞아 이때 막 바람 날 때 진짜 멋있었어요. 어? 이거 사실 그잘 보면 머리카락 이거 음. 스타일거든요. 이 자세 제가 얼마나 삐걱삐걱거리는. 삐걱. 전 이거 TMI인데 저는 모든 스케줄 중에 화보 스케줄을 가장 좋아합니다. 맞아 진짜 재밌어요. 맞아요. 그만큼 진짜 재밌습니다. 저희 앨범이나 음. 저희 컨셉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컨셉을 음.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맞아요. 드레스 고 맞아. 하이힐 신고 막그러니 맞아, 너무 맞아.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런 다양한 컨셉의 화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플레이로 전해주세요. <laughs> 뭐 유닛 화보도 좋고 단체로 뭔가 흑백 화보 같은 오, 느낌이 그런 멋있는 화보들도 찍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자체 화보 갈까요? 어. 하나, 둘, 둘 셋! 여러분 저희 가창 컨텐츠를 한번 봅시다 네. 자 위클리 박소원 씨 어, 이때 소원 씨 진짜 힘들어했죠 와 심지어 댄스 커버 하고 나서 찍어가지고 네. 아 맞네 저거 있잖아 저 되게 약간 유리 조각 같은 보면 저게 사진이 되게 잘 나와 맞아 그래서 셀카 엄청 찍었잖아 맞아요 자 립싱크 대회 라이브를 하시겠다? 오. 오, 어, 잘했어. 립싱크 콘테스트 1등은 데일리들이 뽑아주시는 걸로 하고요. 웃긴 댓글 읽어볼게요. 정말 좋아서 살 수 없습니다. 맙소사, 이와 같은 목소리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혹여 각오로 내려옵니까? 나의 공중제비를 멈추게 하십시오. 당신과 같은 재능 있는 천사 덕분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러한 목소리는 비밀이 보관하지 말고 재빨리 내용물을 꺼내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목소리가 다 있겠습니까? 아, 네. 신의 목소리가 틀렸습니다. 아. 두부, 흉부, 형부 모두 화해시킨고 왔습니다. 아, 나의 네. 과도하게 높아진 귀를 보상해 내십시오 이것은 살인 노래입니다. 호흡이 곤란합니다. 제발 목숨을 살려주시면 댓글 다시면 우와. 다시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닉네임도 웃겨서요. 고양이 방구요. 아, 제가 본 댓글 중에 가장 재밌어. 재밌다. 다시 불을 가? 아, 이거 아! 재밌죠? 1445 저희 1445 멤버. 어, 내려 네 모이네. 하나, 하나, 둘, 셋. 널 이렇게 널 이렇게 와. 나 사실 이때 머리 좀 좋아해. 이 옷을 보시고 이사님께서 <laughs> 직접 문자를 하셨대요. 맞아요. 너 정말 잘나가라 그 리얼리티 영장 나 이거 알아 어 지윤아 왜 이렇게 귀여운 척해 귀염이 왜 이렇게 아! 자 무려 허각 선배님께서 직접 감사합니다 허각 선배님께서 귀염이 위클리라고 해주셨으니까 귀염의 모습 하나 둘셋 죄송합니다 위클리 아무나 무작위로 세워놓고 너 너 너 노래 불러봐 해도 다 노래 잘 부를 거야. 어, 너, 너, 너, 노래 불러.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감동. 길 가다가 만나서 너 노래 불러봐 하면 불러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네. 폴! 이것도 완전 그 감성인데? 어, 이것도 라이브? 가서. 이것도 라이브죠? 와. 아, 어, 예뻐. 저 기타 제가 친 겁니다. 나보 오셨어 지금. 뭐? <laughs> <laughs> 어 너무 예뻐요 네, 댓글 한번 봐볼까요? 네, 어, <laughs> 좋아요 아, 이때 약간 조금 부끄러워요 정말 최, 최강 보컬이세요 마지막 갭 때문에 귀여워 죽는지 네. 이거 마지막에 우리 랩터스쿨 랩 그래 여여여 데일리가 짱이지 그거 약간 주문된 멘트였잖아. 맞아요. 아니 이날 아 저는 사실 스포를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음. <laughs> 이 모든 걸 스포하고 싶어요.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 지금 당장 위버스에 올려버려요 이렇게 셀카에서 여러분 나 뭐 하고 있게 이러고 싶은데 <laughs> 하지만 그럼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참고 있는데 마침 피디님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 이번에 신곡을 살짝 스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민 씨? 이래서 너무 좋죠. 안달난 사람으로서 그래서 어 당장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요 요요 데일리가 짱이지. 네, 다음은 댄스 부장이 댄스 반장? 어, 댄스 부장이 돼. 댄스 반장 나! 네, 댄스 반장은 손 언니, 댄스 부장은 좋아, 좋아한데요그 다음에 저희 1년 동안 댄스 했던 커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선배님의 아주 나이스! 오, 이 노래 피 엄청 많이 왔다. 피가 진짜 많이 왔어요. 음, 이거 연습도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네, 저희 진짜 재밌게 연습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때 재밌었어. 저희가 그 데일리한테 이거 커버 영상 선물해주려고 그때 헬로 활동 때인가? 응, 항상 음악방송 끝나면 맞아. 연습하러 갔었거든요 항상 네. 원데이 근육 봐봐 원데이가 아니라 네. 머슬데이야 완전 <laughs> 머슬데이 머슬데이 앞으로 별명 하나 추가됐습니다 네, 머슬데이 머슬데이 다음은 아 이거 아,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너무 멋있어요 원래 저희가 단체 커버 올릴 때는 조금 레슨을 받기도 하는데 이거는 전혀 안 받고 저희가 연습하고 찍어보고 모니터링 해보면서 아니, 저희가 이, 그 아실 선배님께서 놀이 하실 때 저희 활동이 겹쳤어가지고 어, 항상 모니터를 보면서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이랬는데 우리 언니들 다 너무 멋있네요 아, 이거다. 이거 다 같이 포인트 아시죠? 아, 이거 이거 다 같이? 맞습니다. 아, 그때 진짜 해주셔야 돼 진짜 멋있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게 음, 약간 이렇게 약간 아 근데 이거는 실제로 어, 보면 진짜 실제로 봐야 돼. 맞아 실제로 봐야 돼. 저 너무 부럽지 않아요 저? 아 진짜 이게 같 진짜 부러워 실제로 봐야 돼요. 이거 실제로 너무 저 이거 직캠까지 찍어놨었는데 진짜 잘해 맞아요. 때마다 봤었지만 지금 다시 보니까 뭔가 더 멋있네 우리 언니들의 댄스 실력에 한 번 더 감탄합니다 어. 앞으로 더 좋은 무대들 네, 많이 좋은 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부장은 저 수다 부장 지안이고요. 저희가 1년 음. 동안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하인드가 있잖아요. 음. 근데 저희 비하인드를 가장 많이 담아준 게 저희 컨텐츠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 개씩 보면서 저희 비하인드의 비하인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비하인드를 쓴다? 비하인드. 네. 그러면 솔직히 저는 저희 데뷔 쇼케이스 비하인드를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틀어볼게요. 네. 보면은 어머 이게 되게 어, 어, 뭔가 저희 어색했어요. 피자 쇼케이스도 했어요. 저 뒤에가 너무 음, 약간 울음질해. 네, 약간 그래서 아, 웃음질해 말고 울음질해. 네. 울음질해. 데뷔 날 쇼케이스는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음. 그리고 저희 첫방 비하인드. 와여러 기억나세요? 나 기억나. 어, 기억. 저도 기억나. 기억나세요? 더쇼. 아, 어, 지금은 지효지가 MC인데 쪼댕! 우와 다시 쪼댕이기 이때 상상도 못했는데 이때 여기가 지효가 이렇게 MC를 할 줄 몰랐어요 어, 상상도 못했던 그리고 더쇼 때는 항상 저희가 감사하게도 그 서브곡까지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비하인드 저 이거 너무 얘기하고 싶어요 뭐죠? 유니버스 때 제가 이렇게 귀를 달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귀가 원래 네 개. 네 개였어? 아침에 아침에 시험에 갔는데 이 동그라미도 아니고 삼각형으로 여기부터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세 바람이었는데 그래서 처음 좋아하기까지 도 여섯 개. 이렇게 저희의 비하인드 영상을 다 봤는데요. 저는 비하인드 영상이 되게 좋은 게. 저희의 일상과 그런 활동할 때 모습을 가장 솔직하고 제일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비하인드 영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활동 비하인드가 굳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연습실 비하인드. 음. 저희가 활동을 준비하거나 연습할 때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모습을 보니까 추억이 또 새록새록 다시 생각나고 되게 신기하고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거에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laughs>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1년 동안 함께해준 멤버들과 데일리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하고 저희 앞으로도 끝 두 가지 말씀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 네. 다음 주도 위클리! 지금까지 위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 위클리 1주년 축하해. 1주년 축하해요.